고기고기 소스를 만들어서 고기고기 파스타를 해먹을 겁니다. 할때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, 아니잖아. 이 정도만 다지도록 하지 빠밤 빠밤 빠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진짜 많다, 근데. 야채만 이 정도야. 아, 더워. 이제 고기를 넣어볼까? 고기! 돼지고기도 넣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? 昆布믹스도 좀 뿌리겠습니다. 좀 음,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먹다 남은 화이트 아이는 대충 넣어봅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냄새가 날라가겠지? 냄새가 왜 날라가죠? 왜냐면 와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냄새를 가지고 도망갈 거기 때문이죠. 토마토 페이스트도 넣을 거예요. 와! Two hours later. 맛있네요 피자 만들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파스타나 라자냐 같은 거 해먹어도 될 것 같고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